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 주님의 사 예수님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

남자